하고 똑같아. 자. 무능하고 또 다른 거네. 같은 말이야. 음. 근데 이제 이등은 이제 완전히 구분하자면 이거예요. 능자를 붙일 건 타고난 거야. 타고난 걸 못하는 거고 회의는 후천적으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거를 못하는 건데. 이거 만날래 안 만날래 이거 아니고요. 네. 음. 어, 그런 것도 나오는데 대단해. 모인다고 해서 자 회. 회. 부회 부회 회. 무회 회 회의 무회 무회의 무회 회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못한다 이게 못해 회자 무회 무회 이거야 노래방에서 노래를 시켜 해번 시키지 말아요 자 무회 무회 중국어 좀 해봐요 무회 무회 무회 무회 아왜 무회 어 이렇게 왜 무회 이렇게 해야 돼 손을 두 손을 꼭 흔들어요 무회 이렇게 엇갈려서 시작 무회 엇갈려서 무회 아니야. 회! 회! 회! 그럼 너는 무회 무회 무회. 무회 무회 무회. 어 완전 중국 사람 같아. 무회 무회 무회 무회 시작. 무회 무회 무회. 자 무회. 무회 무회. 자 무회 무회 무회. 무회 무회 무회. 애교가 그게 딱차 있죠. 무회 무회 무회. 무회 무회 무회. 그거 하나만 알면 돼. 무조건 시키면. 그렇죠. 아 무회. 아이고. 자 무회. 무회. 오 대단하다. 선생님 섞으세요.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회, 회, 不回,不回，不回,不回，回,回，回不回不回回回，不回，不，不回， 그렇죠. 不回不不回，回，不会不会，不会不会不会，不，안 들어, 不回不回，不回응, 안 돌아가. 나 집에 못 가. 不回，不回집에서 회. 집에서 남편이 안 나가서 안 놀아. 不回，不回不 phí phí phí phí phí phí phí lại phí lại 똑같아요 phí lại phí lại 부회 부회 부회 취 부회 너 집으로 빨리 못가 자 회취 회취 회라이 회라이 회취 회라이 회취 회라이 알겠죠? 회라이 회라이 어서 돌아와 회라이 부회취 후회지 안 떨어간다. 집에 안 간다고. 어. 대단해 대단해. 여기서 이제 쉬쉬사 5분씩 했습니다. 네.